잠깐만 잠깐만 누 이거 어떤 BJ야 이거 아이거 <laughs> 뭐야 <laughs> 너 누구야 이거 이분 누구 누구야 인가? 어 어떻게 미션하고 있었나봐 좋아요와 구독 안 걸리는 것 같은데. 야광을 벗을까? 나 싸울 거다. 너네끼리 싸워라. shit. Mm. Shit. Never huh? underestimate the huh? power of the huh? Scout's Code. <laughs> 이렇게 먹어서 미안해. 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. 어, 마지막에 미션 이거 자기장이 도와주네. 차도 는데 이거부터 보자. 궁금한 거 먼저. 와 이걸 이렇게 푸시했어? 와, 와 이렇게 된 거구나. 얘가 얘가 많이 싸줘가지고 죽었네 정평 박사에. 내가 숨어 있을 때 얘네끼리 엄청 청소 안내 청소 안내 청소 안 엄청 쌌네 잠깐만 잠깐만 누 어, 이거 어떤 BJ야 이거 아 <laughs> 이거 뭐야 너 누구야 이거 이분 누구 누구야 <laughs> 아 어디였어 아유 근데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노 엄청 어, 웃기네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, 처음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데? 야 아이디가 뭐였지? 얘인가? 어 어떻게 미션하고 있었나봐 그니까 아깝다 얘랑 나랑 둘이 남을 뻔했는데 그치? 야그서 저기까지 어떻게 뛰었노? 아 이거 뭐지? <laughs> 와 이걸 살아서 들어왔네 이것 봐 이거 에란계는 은근히 이런 거 쉽다니까 어, 근데 진짜 무서웠겠다 그치? 와 대단해 여기서 아, 아니 엎드리는 거는 좀 괜찮은데 여기서 앉아있을 생각을 하면 이걸 왜 못 봤지 둘이서? 중간에 껴가지고 보이는데 그치? 아예 생각을 못했나 보다 그치? 나, 나는 저걸 찾았을 것 같은데 운도 좋았고 잘했어 <laughs> 어이없